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딱히 새해라고 뭐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 이제는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제가 사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바로 클래식한 day-date. 바로 이런 거죠 어... Oyster Perpetual day-date. 제가 저렴한 시계만 구입한다고 오해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 클래식하면 역시 실버 다이어리죠 이건 플래티넘 모델이라 가격이 4천만원대 어, 너무 비싸니까 패스 조금 내려가 보면 오메가 아쿠아테라 day-date. 이것도 이쁘네요 디테일도 좋고 근데 800만원대 현재 유튜브 수입으로는 한 10년 모 뭐 이쁘지만 패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내려가 보죠 제가 또 숨어있는 시계 잘 찾거든요 인정 어찌저찌 해밀턴까지 내려왔습니다 재즈마스터 day-date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스위스 movement의 무난한 모습이네요 아무리 기본형이라 해도 70만원대 쉽게 지르기는 역시 살짝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아주 그냥 확 내려가 보겠습니다 MTP 1370D 오 6만원대 결국 카시오까지 내려왔으면 끝까지 온 겁니다 근데 좀 쎄한 느낌이 나죠 뭔가 쌈마이스러운 저 광택 그래도 롤렉스에서 시작한 시계 찾기인데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서 quality 살짝만 올려다 보니 세이코 SNXS 73이 나옵니다 16만원대 어, 일단 외관은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가격 생각하면 결국엔 기승전 세이코인가 그래도 이번만큼은 일본 시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뻔한 선택 같아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일본 시계도 제외하고 가격도 싸야 하고 흔하지 않으면서 작은 사이즈에 이쁘기까지 해야 한다면 저의 선택은 블로바 day-date.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미국 브랜드 블로바의 클래식 데이데이트 코츠 모델입니다 조건에 맞는 시계를 찾았습니다 일단 가격은 조마샵 기준 99달러 국내 인터넷 기준 13만원 합격이죠 사이즈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39mm 완전 합격 퍼츠라는 사실과 mineral glass가 이 가격에서 과연 단점일까요? 오토매틱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인빅타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10만원대 초반에서 movement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사실상 세이코와 오리엔트 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42mm 이상 큰 시계들이 대부분인 이 미국 브랜드에서 39mm에 두께 10mm에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나름대로 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깔끔한 인상입니다. 전면의 glass는 아주 살짝 완만한 돔 형태이며 확실한 건 아닌데 안쪽에만 무반사 코팅이 되어 보입니다. 케이스는 드레스 시계답게 전체적으로 mirror polishing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일부 이렇게 brushing 처리된 부분도 섞여 있어서 지루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silver tone의 sunray 다이얼이 꽉 차 있으며 12시 상단에는 요일을 표시하는 day창 3시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창이 있습니다. 아주 뭐 formal한 구성이죠. 상단에는 적당한 크기의 블로바 로고와 레터링 각이진 index bar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충 봤을 때는 괜찮지만 아주 가까이 봤을 때는 디테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살짝 심심할 수도 있을 만큼 심플한 다이얼인데 이 아무래도 silver tone의 다이얼이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와 컬러 이질감 없이 보이기 때문에 좋게 포장하면 빈티지스럽고 안 좋게 포장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이미 들었죠 작은 용두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였고 한 칸을 뽑아서 위로 돌리면 요일 설정을 아래로 돌리면 날짜 설정이 가능하고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소하게 마음이 드는 부분은 일요일만큼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뭔가 일요일의 시계가 가장 이뻐 보이겠네요. 솔직히 제가 뽑은 유일한 단점이 바로 이 bracelet인데 막상 보면 solid link를 적용한 건 칭찬을 해줘야 하지만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유무광 섞여있는 구성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조잡해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차라리 심플한 oyster 느낌의 bracelet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네요. 다행인 건 오히려 케이스 사이즈가 좋아서 가죽 스트랩에는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평입니다. 일단 장점은 fit감 아주 좋은 사이즈, 절대 흔하지 않는 브랜드의 10만원대 초반의 가성비,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마감 quality를 뽑고 싶고 단점이라면 조잡한 bracelet과 미네랄 글래스 정도 같습니다.